Feliz Navidad 행복해 모두 다 노래해 모두가 아름다운 오늘 이 순간을 Feliz Navidad 즐겁게 나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한 크리스마스 메시지 Feliz Navidad 난 조금은 달라 너라는 같은 것 같아 우리 싱글인 것은 Feliz Navidad 뜻인지 몰라 별 관심도 없어 빨리 지나갔음 좋겠어 I wanna 삐딱 길을 건일다 무심히 주변을 돌아보면 모두 다 커플 혹은 썸앤 썸저 커플의 바다 내 그 작은 섬에 홀로 서 있는 난한 마리 나비가 된 듯이 거리를 돌아다녀 집에 가기는 싫은데 갈 곳은 없어서 애꿎은 신발만 무지다러 크리스마스 근데 난 누가 위시해주는 거 방에서 보내는 따순 크리스마스 근데 보일러 꺼졌어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눈은 오고